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아 그래서 피디오 빌리지 우리 소속사에서 아, 케이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랑 우유랑 맛있게 먹으려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한 명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 파티라서 네 오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아, 한 줄 잘라서 가족들한테 줬습니다. 그러면 맛있게 먹어볼게요. 와, 맛있을 것 같아요. 무슨 말을 하마라 힘. 와우 지지개그 요 지지개그 응? 이빨이 와우. 와 진짜 맛있어요 《あっ!》 케이크가 너무 부드럽고 치즈 맛 많이 나고 정말 맛있어요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케이크를 다 먹어버리고 싶은데 아, 아까 가족들한테는 너무 조금만 줘가지고 이것도 같이 나눠서 먹겠습니다 네 어, 남는 시간은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